안녕하세요 모아분들 안녕하세요 아, 마이크 테트리스 1, 2, 3 다들 맞죠 하셨나요? 맞죠? 윤진이 형 이 정도면 약간 고이야 요즘에 모아분들 듣는 노래 있나요? 아저 라디오를 듣는데 그대 내 품에라는 노래 아세요? 이, 이 노래가 갑자기 나오는데 아이 노래 뭐였지 하다가 갑자기 사비에서 그대 내 품에 이러는데 이야 이 라디오 채널 노래 틀 줄 아는구나 요즘 라디오 들으면서 자는데 너무 좋아요 와 눈들이 잠자는 밤 9시 FM 범규입니다 3927님께서 범규야 좋아라고 하셨습니다 <laughs> 뭐야 누구세요? 아! 내가 뭔 고의냐고 이놈아 어? <laughs> 습관처럼 다모 수도 있는 거지 어봐요 어봐요 어봐요 똑같, 똑같은 표정으로 해줘요 뭐야 임마! 빨리 빨리 내려와서 안녕 라디오 하고 있어요 라디오 라디오가 범규와 함께하는 쿨팬 안녕하세요 범규입니다 저 요즘 라디오 키워서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? 지래요? 고생하세요 뭐 아 맞다 못하면 되는데 안녕 안녕 Never Not 많이 듣죠 We were so beautiful We were so tragic No other magic would ever compare 아 노래 너무 잘 만들었어 수빈이 형한테 전화 왔거든요 여보세요? 어 범규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평소처럼 모아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, 평소처럼? 방송 중이야? 평소처럼? 아, 방송 중이야? <laughs> 이야 아 뭐야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별건 아니고 저 그냥 하루에 두세 번씩 범규 보고 싶다고 통화 걸고 하거든요 24시간 붙어있는데 뭔 소리야 타이, 타이밍이 하또 VF야 아, 이거 약간 의도한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동기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, 어. 형저 형 이름 이거 최수빈 땀형으로 돼 있는 거 알죠? 어 알아 너 이름 최공기로 돼 있는 거 알지? 어 아, 이게 네, 진짜 우정이지 어 그렇지 아, 리듬 끝나고 회사 가는 중 이따 봐 어잉 아. 뭔가 한 곡 더 들려주고 싶어 근데 이 밑으로 가면 어차피 모아분들이 다 아는 노래란 말이지 자 우리 이 노래를 들으며 오늘의 브이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준 우리 모아분들 감사하단 인사드리며 오픈오픈 photograph 평일이 다 지나고 이제 주말인데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주말에도 저와 함께 화이팅 하시죠. 캡처 타임. 오케이, 캡처 타임. 약간 그 아시죠? 이거 캡처 하시고 약간 주문을 조금 하겠습니다. 요청이라고 할까요? 옛 감성 나는 너무 고화질 말고 저화질인데 약간 비디오가 또 찍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시죠? 이런 느낌으로 편집 부탁드립니다. 예.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 아 배경 이거 약간 클래식 피아노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것도 캡처해주세요. 잠시 이렇게 왔는데 함께 해주시는 신 많은 모아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활동 기간 동안 우리 열심히 화이팅해서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시간 나면은 오도록 할게요 안녕